막냉이에요. 오늘도 어김없이 키보천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에이드님이 휴가세요. 저는 일하는데 혼자만 휴가 가서 기분이 매우 안 좋네요. 그래서 오늘은 레이라님이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. 음. 문제 내주세요. 네? 문제 내주세요. 자꾸 시간 끌지 어, 마시라고요 뭐요? 뭐요? 문제 내주세요 아무거나 저는 에이드님이 내실 거니까 아 그래요? 네 마음껏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요? 어려운 거해 자음 퀴즈를 내겠습니다 짜잔 다음 문제 몸으로 말해요 해주세요 아 되게 어려운 거네요 기분이 좋아져서 아, 기분이 좋아서 앉아서 안다더싱 안다더싱